저희가 여러분들께 꿀팁을 드리려고 간단하게 저희가 어떤 아이템들을 가지고 다니는지 파이 프 파우치 이렇게 다 한 명씩 챙겨왔습니다. 자 그러면은 이쪽부터 갈까요? 네. 더블디금부터. 저는 저도 근데 화장을 본영한테 배웠어요.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daily로 할 때는 일상생활에서 간단하게 외출을 할 때는 이 제품으로 이제 파운데이션이라고 하죠. 파운데이션으로 기본을 바릅니다. 일단 외출할 때는 가볍게 shading, shading 이 두 가지 제품만 씁니다. 외출할 때는 간단히 외출할 때는 공연할 때나 그럴 때는 이제 눈, 눈 눈에 섀도우를 바르는데 네. 이 핑크색을 제가 핑크색을 좋아해가지고 핑크색을 <laughs> 굉장히 굉장히 굉장히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네, 같은데 핑크색을 좋아해가지고 오늘도 이거 사용하신 거예요? 네? 살짝 살짝 살짝 사용하셨어요 샵에서 해주, 해주시긴 했는데 네. 살짝 사긴 했어요 여기 보시면은요 <laughs> 거의 진짜로 다른 아. 색깔은 거의 직선이에요 네, 직선인데 핑크색만 쏙 들어가요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파수가 있지? 이거는 손가락으로 이렇게 파신 것 같은데요? 제가 이거를 핑크색을 할 때마다 본형이 항상 잔소리를 합니다 아, 네. 너무 많이 했다고 너무 아, 많이 했다고 가끔 과할 때가 있어요 이제 한두 번 이렇게 해가지고 살짝 핑크빛이 돌게 하는 건 너무너무 좋은데 가끔씩 보면은 진짜로 저는 어디 무슨 진짜 여기 눈 어디서 막고 <laughs> 이만큼 뭐 시뻘겋게 이만큼 눈썹 밑까지 그려가지고 올 때가 있어요. 근데 원래 과하게 한 다음에 이렇게 점차 줄여가야 실력이 늘지 이렇게 조금 했다가 커지는 거는 조금 힘들다고 생각해요. 아, <laughs> 뭐든지. 저는 여러분 뭐가 좀 많아요. 뭐가 좀 이렇게 많은데 사실 이거는 저의 화장품은 10분의 1도 공개를 안 한 거예요. 진짜 필요한 것만 챙겨왔습니다. 필요한 것만. 일단 제가 오늘 이제 daily로 이제 자주 사용하는 거는 이제 M사의 이제 쿠션 사용하는데 이게 스튜디오용으로 나와서 밖에 나가시잖아요. 밖에 나갈 때 사용을 하시면 이게 거의 뭐 24시간도 지속이 돼요. 막 광채가 기름 낀것 같은 그런 광채가 된다막 진짜로 막 어디서 얘는 어디 인사를 얼마큼 받았냐 싶을 <laughs> 정도로 진짜 막 광이 막 나요 이거 진짜 M사 이프션 진짜 추천드리고 그리고 아, 킬커 아, 진짜 많아요 공개 네. 많네요 아, 아 그렇죠 이것도 또 M사입니다 이게 M사고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자, 자, 요 정도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브러쉬랑 이런 거는 조금 이따 공개하는 걸로 저는 이제 평소에 화장을 저는 피부만 하고 다녀가지고 저는 화장품을 산 게 피부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피부에 중요한 이제 기초 화장품. 오, 나, 어, 오, 나 홀로 상남자다. 근데 오늘 되게 중요한 크림이랑 스킨을 안 들고 왔는데 이제 여러분들 어, 화장하시기 전에 화장이 이제 피부에 잘 흡수가 되려면 기초 화장이 가장 중요하죠. 그러니까 이 네. 스킨 바르시고 이렇게 에센스 바르시고 그리고 저희들의 주름은 항상 소중하죠 이제 주름이 없어져야 되니까 이렇게 아이크림 바르시고 저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수염이 많다 보니까 수염을 깎고 나면 이제 트러블이 올라와요 그래서 알로에로 이제 수분을 진, 아 이제 피부를 진정시켜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안주 마지막 크림을 발라가지고 하고 저도 본 씨가 이제 추천해서 인사를 협찬 <laughs> 받으신 거 아니에요? 협찬 받으신 두 분이 두 분이 협찬을 받으셨네. 아, 오케이. 많을 거예요, 많을 거라서. 근데 저는 M사. M사보다는 제가 전에 썼던 게 좀 잘 맞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다시 그걸로 돌아가려고 음. 합니다. 아, 이건 배신입니다. 네, 여러분들 드디어 막내 파업 시간이 돌아왔네요. 저는 근데 별 게 없습니다. 별 게 없는데 일단 하나하나 소개시켜드리자면은 일단은 선크림 요즘 가장 중요한 아이템이고요. 자외선 차단. 네, 자외선 차단 음. 제 선크림. 아무튼 그리고 primer 이거는 저한테 꼭 필수 같은 존재인 것 같아요. primer. primer가 제가 알기로는 뭐 피부에 그, 그러니까 빈 곳을 채워준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음. 네. 뭐 그다음 그 다음에 뭐 여기는 브러쉬. 네. 힘들었네요. 음. <laughs> 그리고 이거는 N사 NR 이거 뭐 사건데 이제 이거 뭐라고 하죠? 섀도우. 섀도우입니다. 이거 어머님한테 물려받은 건데 이게 반짝이가 너무 많아요. 보시면은 화장도 물려받나요? 네. 그래서 이거는 잘 안 씁니다. 네. 제가 원래 화장을 평상시에 잘 안 하고 다녀서 아, 어머니 격차, 어머니 감사하고 어머님 티를 나오는데 엄마 감사해요 뭐 진짜 어반짝이잘 갖고 다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 알았지? 그 다음에 어 팩트입니다 밝힐 수는 없지만 어, 한국 제품인데 이것도 어머님이 협찬을 해주셨습니다. 어허. 좋다고 이게 어, 어머니께 선물 한번 간단하게 하세요. 엄마 또또 있어 쓰고 있어. 자 시원한 거. 네, 시원한 거. 솔직히 솔직히 이거 살짝 급조 느낌 나. 이거 뭔데요? 이게 뭐예요? 이거는 제가 항상 형들이 여쭤봤었잖아요. 그 집에서 항상 얼굴에 뭐 하고 있냐고. 막 거품 나고 있는 거 있잖아요. 아, 아, 그 로션. 아 맞아요, 맞아요. 세 개나 있네. 항상 승현이가 여기를 네. 거품을 이렇게 잔뜩 묻히고 다니는 거라서 얘가 어디가 아픈가 싶었데 어, 네. 이게 자동적으로 사라진다고 하더라고요, 이, 제품이. 로션이에요. 네, 로션입니다. 올인원 로션입니다. 와. 네, 저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.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뷰티, 뷰티 뷰티 꿀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티가 많이 나네요. 당황하셨어요? 아니 여기 뭉친 것 같은데? 코코 완전 몰려 보이죠? 뭐가 달라진 거죠? 아 진짜.